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핫하죠? 2060 RTX 2060의 품질 비교입니다 어, 앞서서 제 영상을 몇 번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해서 들고 나옵니다 오늘도 똑같고요 항목은 조금 조금 추가해 가고 있어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어. 하지만 요 영상을 보기 앞서서 저한테 몇 가지 주의점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2060의 경우 매우 저렴하게 출시가 된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오해를 많이 샀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2060의 가격, 가격은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된 게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들레인지급에서는 가격이 꽤나 올랐죠 어, 그게 출시가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앞서서 1060 6기가 같은 경우에는 299달러의 출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FE 에디션 기준으로요 근데 지금 나왔던 2060의 경우에는 349달러로 50달러가량이 올라갔습니다 이 가격을 올린 건 황회장의 가격 측정이기 때문인데요 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고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어, 우리는 미래를 제시, 할 것이다 이러면서 또 장삿속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미들급 치고는 비싼 제품은 맞습니다 다만 그때 제가 싸다고 말씀드렸던 건 이겁니다 자 출시가가 349달러잖아요 여기 tax 미포함이거든요 그러면 세액을 포함하면은 380달러가 살짝 넘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 지금 환율 계산 1122원인가 그래요 그걸 곱하게 하면은 대략 43만 정도 나옵니다 어예 43만 정도 나오는데 그 15월날 기준으로 가장 저렴했던 제품은 41만 9천원이었고요 가장 비싼 제품이 52만원 가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 50만원에서 50만 중반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42만원에 떡 하니 나오니까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싼 거예요 어, 유통했을 때 이득도 남겨야 되고 뭐 세액기랑 이것저것 다 더하면은 어, 꽤나 가격이 비쌀 텐데 저는 뭐 적어도 40만원 중후반을 생각했거든요 42만원짜리가 딱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씀드렸다시피 1060보다는 제법 비싼 가격에 출시된 게 맞아요 1060 6기가 기준으로 초기 출시가가 38만원에서 40만원 중후반이었습니다 그게 비교하면은 한 5만원가량이 상승한 게 맞지만 달러로 50달러가 올라갔으니까 5만원 상승한 건 사실상 정상적이었고요 초기 출시가 치고는 저렴하게 나온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달라요 10월 기준은 유통사가 직접 판매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임물를 남기지 않고 소량을 직접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18일부터는 소매상이 판매를 시작했고요. 유통사가 판매하던 판매 물량이 대부분 다 동이 났어요. 예, 가격이 다소 올라갔어요. 3만원에서 5만원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면은 2060 가격이 좀 비싸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뭐 10만원, 15만원 더 보태서 2070 가겠다.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지금 사신다 하면 제가 좀 말리겠고요.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기다려서 어, 판매되는 제품이 좀 더 늘어나고 어, 판매하는 소매상이 늘어나면 이제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난 뒤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거까지 딱 명심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어,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MOSFET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이 MOSFET이 어떤 MOSFET인지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어, NCX 3022150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이버 머스입니다. 드라이버 머스, 통합 머스펫. 괜찮은 품질 을 가진 통합 머스펫이에요. 그리고 QM3816 같은 경우에는 N채널 머스펫인데 듀얼 N채널 머스펫이라서 한 개가 상하를 다 출력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QN3103이랑 QN3109는 싱글 채널 N 싱글 N 채널 MOSFET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하나 묶여야지 한 개의 phase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FDPC 5018SG 같은 요 제품도 어, 듀얼 엔채널 모스펫이에요 그래서 한 개가 low, high 둘 다 지원해서 출력 뿜어줄 수 있다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종류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품질이 중요하지 이게 뭐 어떤 MOSFET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품질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드라이버 MOSFET이라서 사실 엔채널 MOSFET보다 좋은 제품은 맞는데 그 드라이버 MOSFET 중에서는 제일 하급에 속합니다 일반 산업용으로 40도에서 125도까지 동작하는 제품이고요 보시면 출력량도 좀 작은 편이에요 2070에 비해서 교한 등급 떨어진 제품 사용한 겁니다 이게 FE 에디션에 들어가요 그 외에도 뭐 FE랑 설계가 비슷한 제품이 다 들어가고요 어 이거 N채널 모스펫들 요 밑에 있는 것들은 N채널 모스펫이지만 마이너스 55도에서 150도까지 동작을 합니다 이게 밀리터리 클래스라 그러거든요 군사용에 쓰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55에서 150도까지는 그래서 N채널 모스펫 치고는 좋은 품질에 속한 것들을 다 사용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위에 드라이버 모스나 이 N채널 모스나 크게 품질 차이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가 중요하지 아, 참고로 예외는 있습니다 요 QN, QN 시리즈는 이 두 개 합쳐야 하나의 모스펫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합친 거를 이거 하나랑 비슷한 품질로 보시면 됩니다 예. 여튼 요것 간의 부품 간에 큰 품질 차이 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PDF로 그걸로 비교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나오거든요 어 요 제품들 데이터 시트가 있어요 <laughs> 근데 그래프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품질은 다 고만고만하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capacitor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solid capacitor는 뭐 SP 캐피시터나 탄탈 capacitor에 비교해서 확실하게 떨어진 제품이 맞습니다 SP나 탄탈리 좀 저렴한 제품 사용하더라도 수명이 월등히 길기 때문에 솔리드 캐피스터보다는 가격도 비싸고 뭐 수명이나 버티는 온도도 좋아요 특성도 좋고요 그래서 요 SP랑 탄탄은 비슷한 그 등급,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리드는 한 등급 처진다 라고 생각하세요 음 기본적으로 이제 부품에 대한 설명은 끝났으니까 이제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어, 그래픽카드 종류는 말 그대로 그래픽카드 이름을 적어둔 거고요 가격은 오늘자 오늘 1월 1 8일에요 5월자 기준 단화와 현금 최저가인데요 이거 변경이 심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충 대충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전원부 같은 경우는 앞에 붙었는 것들이 GPU 전원부고요 뒤에 거는 메모리 할당 전원부예요 그래서 앞에 게 사실 중요해요 뒤에 메모리 할당은 다 똑같이 2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보통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설계에 따라서 적어도 충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많으면은 반려 특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쪽이 부하가 적어서 더 좋습니다 어, 저는 뭐 MOSFET과 capacitor 종류에 대해서 쭉 다 적어뒀어요 뭐 solid capacitor 썼거나 탄탈을 썼거나 아니면 듀얼 엔체널 MOS 썼거나 드라이곤 모스 썼거나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개수도 다 적어뒀으니까 요거는 보시고 그냥 직접 비교하시면 될 거고요 부스터 클럭은 높은 높아서 좋습니다 이게 성능에 관련하기 때문에 GPU 부스터 클럭이 높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펜 개수는 1펜짜리 빼곤 다 비슷하다 보면 돼요 온도상에 지금 문제 있는 제품들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80도 넣는 제품이 없어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그래서 펜게스 뭐두 개, 세 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펜 버전은 소음이 시가, 심하거나 발열이 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케이스에 사용하시지 않을 분들은 one fan 버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8핀 전원을 가지고 있어요. 딱 한 제품 컬러풀 아이게임 RTX 2069 울트라 제품만 8 플러스 8핀인데요. 어, 조금 오버스럽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8 플러스 8핀이 저는 좋아 보기도 하네요. heat pipe 같은 경우에는 어, 확인 못한 제품도 있고 확인한 제품도 있는데 대부분 다 두 개는 가지고 있어요 두 개 정도만 해도 GPU를 cooling하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요 어, 당연히 많은 많을수록 GPU 온도가 착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 조, 좋은 건 맞아요 어찌됐든 두 개 짜리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어, 백플하고 LED 같은 경우는 있는 게 외형적으로 훨씬 보기 좋잖아요 대부분 다 이건 동의하실 거예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있는 쪽을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점수 포함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AS 평가를 적어뒀거든요 여기는 보시면은 이엠텍 조텍 갤럭시 ST컴은 좋다고 제가 9시라 적어뒀어요 근데 이제 제이씨현이나 어 아니면은 그 웨이코스나 로얄클럽 어 D&D컴은 좋지 않다고 적어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제이씨현 그리고 뭐 그 웨이코스 D&D컴은 통합 a s 센터를 운영합니다 CS 이노베이션에서 직접 하거든요 근데 CS 이노베이션이 제이씨현 자회사입니다. 제이씨현에서 AS 받아, 받아보신 분들은 좋은 추억 별로 없을 거예요. 심지어 이거 CS 이노베이션도 생각보다 AS가 번거롭고요. 왜냐하면은 AS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 제품이 아니니까 우선 이제 AS 의뢰한 회사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웨이코스면 웨이코스, 예, 아니면 제시엠 제시엠에서 물건 serial 확인하고 그리고 어, 제품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요. 그럼 다시 AS 보내주기 때문에 AS 시간이 길게 걸려요. 거기다 좀 더 까다롭기도 하고요. 규정이. 그래서 요 제품들은 배드라고 적어뒀고요 로열클럽은 얼마 전에 아수스가 AS2관을 로열, 로열클럽을 했거든요 근데 이 로열클럽에 대해서도 안 좋은 평가가 정말 많더라고요 AS가 좀 많이 까탈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원 자체가 이제 지식이 그리 뛰어나지 않다고 <laughs>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이거는 저도 제 생각이 아니라 저 적은 그대로 딴 분들이 평가한 거 그대로 그냥 읊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드 쪽으로 더습니다 예. 온도 같은 경우는 앞에 거는 이제 전원부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거는 코어부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모든 제품을 다 확인하지 못했고요 리뷰가 적혀있는 제품들은 대충 확인을 했어요 참고로 FE edition 온도를 기, 그 기준으로 해서 뒤에 이제 코어부 온도는 마이너스 4도 적혔으면 FE 에디션보다 4도 낮기 때문에 68도라 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1도나 5도 적혀있으면 FE edition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기가바이트 UDV 제품은 77도로 FE 에디션보다도 제법 높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 뒤에 거는 이제 뭐 기판이나 특수사항을 제가 적어둔 겁니다 어, 제가 우선 추천드리는 네 가지 제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가지 제품은 이제 EMTEC STORM 어, 조텍 Gaming AMP 어, MSI 거에 이제 Gaming Z Twin Frozr 7 그리고 팰릿 2060 Gaming Pro 이 제품들을 제가 우선 추천을 드려요 자체 평점에서 높게 줬거든요 높게 준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어, EM, EM택 STORM Dual 제품은 일단 전원부는 그냥 무난해요 딱 보면은 어, FE 에디션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근데 clock이 매우 높아요 FE 에디션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150 정도가 높거든요 펜게스트는 동일하고 heat pipe는 두 개 들어가 있는데 좀 아쉬운 건 백플이 없는 게 약간 아쉽긴 해요 EM택 AS는 정말 잘해주죠 근데 온도를 보면은 코어 온도가 이 f e 에디션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heat sink라든지 아니면은 팬의 디자인을 매우 잘한 것 같습니다 온도가 매우 낮게 나오고 뭐 모든 면에서 어디 하나 f e edition보다 뒤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줘서 8점으로 측정하고 이 제품 추천을 드립니다 저택 어, Gaming AMP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예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품질이 떨어진 제품을 쓴 건 맞아요 solid capacitor 썼고요 N채널 싱글 N채널 모스펫을 사용했는데 그거 두개 써서 하나의 phase를 만들어요 그래서 MOSFET이 12개지만 사실상 보면은 그냥 드라이버 MOS 한 개랑 요거 두 개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6 플러스 2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요 제품 같은 경우에 어, 메모리는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 QM3816을 사용했고요 듀얼 N채널 모스펫을요 나머지는 이렇게 밑에 적어둔 채로 3109나 3103으로 예, 두 개를 한 개로 묶어서 phase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이 제품들이 military class에 가깝게 온도도 높고 이제 부하도 많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출력량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숫자로 봤을 때는 이제 FE 에디션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녹색으로 일단 칠해줬어요 어, clock 같은 경우에는 1800 정도로 나오거든요 예, 이것도 FE 에디션보다 꽤나 높게 나와요 어, 좀 감점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모든 면에서 다 봤을 때 LED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택이 또 AS는 잘해주고요 예. 온도 같은 경우에도 FE 에디션과 동일해요 클럭을 많이 올린 것 치고는 네, 다만 또 단점이 소음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산다면은 말리지는 않을 거예요 <laughs> 아이고 씨 8점 주고 생각해볼까 7점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감점률이 너무 많네요 빨간색에서 제외해야 되겠다 <laughs> 설명하면서 보니 감점력이 너무 많아요 어 여튼 요 제품 넘어가고 이제 MSI Gaming 제를 한번 읊어드릴게요 얘는 이제 custom 기판 사용하고 초크가 5 플러스입니다 어, 얘, 얘네 MSI에서 쓰는 이제 업그레이드된 custom choke를 사용해요 어, 품질 제법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전원부는 듀얼 엔체널 모스펫을 썼는데 이거 전원부 한 개당 두 개를 할당했어요 그래서 10 플러스 2가 되고요 솔리드 캡시터 사용했지만 요 앞, 앞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찌됐든 좀 넉넉한 모습에서 사용했더라고요 예, clock도 꽤나 높게 됐어요 1830 뭐 heat pipe를 4개 써서 코어 온도를 충분히 높은 clock에 비해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예, 보시면 F 에디션보다 온도가 제법 낮게 나와요 전원부 온도는 다소 좀 높긴 한데 어, 부품 품질에 따른 것 같고, 따른 거 같고요 어찌됐든 전체적인 평가로 봐서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점수를 높게 주는 거는 백퍼하고 LED가 둘 다 있어요 외형적으로 이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쿨러 디자인이 좋아서 팬이 크고 소음이 크지 않습니다 한 평균 정도 소음이 나옵니다 제품이 클럭에 비해서는 이제 이것저것 전원부라든지 아니면 소음면이라든지 온도면이라든지 마음에 들기 때문에 꽤나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다만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AS는 CS 이노베이션입니다 음 그리고 또 추천 제품 중에 하나 펠렛 제품 펠릭 게이밍 프로는 이제 엔비디아 스톰 X 듀얼이랑 쌍둥이 제품을 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쿨러 디자인만 살짝 다르고 안에 들어가 있는 팬이랑 heat pipe나 heat sink나 전원부 뭐 모든 면에서 clock까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clock도 똑같고 전원부도 똑같고 뭐 heat pipe도 똑같이 썼어요 다 똑같이 썼어요 위에 스톰 X 듀얼이랑 이제 수입 그 유통사만 좀 다른 거죠 유통사만 ST컴인데 ST컴은 ST컴 자체 AS를 하고 있는데 평가가 제법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어, 그리고 cooling 성능도 FE 에디션보다는 착한 편이고요 전원부 온도도 착한 편이에요 제일 큰 장점은 가격도 착합니다 <laughs> 예, Storm Dual X보다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이두 제품을 우선으로 추천을 드릴 거예요 예, 이두 제품을 사시고 만약 이두 제품이 백플이 없어서 뽀대가 좀 덜 난다 나는 좀 더 뽀대 나는 거 사고 싶다 하시면은 좀 비싸더라도 게임제트 트림, 트림 프로저 7 이거 사신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 요 제품 이 싫고 그래도 저는 아수스 틱스 뽀대를 갖고 싶다 어, 아수스 틱스 말리지 않습니다 요거 평점 7점이나 줬어요 제가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거 제가 대충 설명드리자면 요 놈이 진짜 온도가 제일 착하거든요 전 제품에서 특히 퍼포먼스 모드를 했을 때 마이너스 15도에요 코어 온도가 50 몇 도에서 놀아요 예 어, clock도 퍼포먼스 모드 게임 모드에서는 가장 높게 1860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다면 AS가 로얄 클럽입니다 로얄 클럽 그 가격이 아마 비싸게 측정이 될까요 전원부도 8 플러스 2로 충분히 괜찮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어, 설명은 대충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또 이 제품까지도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음, 나머지 두 제품 추천은 이제 게그 Colorful iGame Ultra 제품 이 제품도 전원부 괜찮습니다 다만 clock은 조금 나, 낮아요 그래도 gaming 모드 켜면 1755 정도 나와요 어, 온도가 3팬이라서 착한 편이에요 마이너스 6도 f e 기반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6도예요 이, 이 온도는 아수스 다음으로 착한 편이거든요 어, 이거 제일 좋은 장점이 있어요 쿨러가 조용해요 얘는 뭐 퍼포먼스 모드 이런 거 상관없이 쿨러가 꽤나 조용한 편입니다 이 제품은 좀 조용한 소음을 원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가격의 3펜 버전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딴 제품은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는데 요 그나마 Gaming OC 제품 이 제품은 조금 높게 줄 수가 있어요 어, metal choke 좋은 거 사용했고요 전원부도 SP와 탄탈캡을 사용한 나름 준수한 품질 FE 에디션과 비슷한 품질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boost clock도 꽤나 높은 편이고요 팬 개수 3개라서 나름 cooling 성능도 마이너스 5도로 괜찮은 편입니다 전원부 온도도 80도까지 가지 않아요 70 몇 도면은 어, 이 정도 overclock한 것 치고는 착하다고 봐요 거기에 이제 백풀하고 LED 다 있어가지고 보기에도 이쁘거든요 어, 얘는 소음은 이제 평균적인 소음이라고 합니다 심하진 않아요 네, 제가 추천드린 건 딱 여기까지고요 요 다음 항목들은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 뭐 에브가 거는 가격도 비싼데 백풀도 없고 LED도 없고 좀 그렇죠 어, 뭐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되었고요 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스펙을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메인보드 키판 디자인이 어딘지 확인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평가를 못해서 아, 추천 안 했습니다 나머진 또 1팬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딱히 가액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제품 뭐 blower 제품 이런 거 이런 제품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제품들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편을 보고 어, 제가 생각이 다르면 다른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표는 제 주관적인 성격이 들어간 건 자체 평점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된 표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당장 나오는 제품은 이 표와 동일한 제품이 나올 건데 예를 들어 이 제품이 불량이 다소 생기거나 아니면은 부품이 좀 더 저렴하고 좋은 부품이 생기거나 뭐 단가 떨고기 에 전원부 조금 바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리버전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요 표를 확인하시고 내가 이것저것 고려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하는 데는 사이트는 여러 개인데 해외 사이트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링크를 따로 남기진 않을게요 해외 사이트를 제외하고 이제 국내 사이트는 뭐 하드웨어 배틀이라든가 아니면은 케이사존 요원들 참조했어요 그리고 뭐 보시면 알지만 전원부 같은 경 이렇게 일일이 data sheet를 다 확인을 했고 음 기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요 그래픽카드 제가 기판 디자인 다 일일이 사진 찍어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맞을까요? 당시 나오는 거는 아... 자 2060의 품질 비교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 물론 없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바뀐 제품도 있을 까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음번에 좀더 많은 제품이 나, 나오고 좀 더 비교가 완벽해지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당장 뭐 급하게 사신 분들도 있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지금 당장 사진 않더라도 뭐 일주 일이주못 기다리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어 만약에 제가 뭐 틀린 사항이나 보시면 실수한 게 있다면은 그 리플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수정을 다 해둘 테니까 물론 리플러 수정을 합니다 영상 수정은 잘 안되거든요 <laughs> 일단 올린건 수정이 안되더라고요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